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다냐예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이런 선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소개하고 싶어요. 보통 제 외국 친구들이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궁금해해요. 지금부터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예요. 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30km쯤 달려져 있는 마을에 살아요. 보통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 주택에 살아요. 제 부모님들이 직접 집을 지으셨어요. 우크라이나에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 엄마께서 정원에서 겉을 많이 키우세요. 그리고 우리 아빠께서 보들를 키우세요. 애완동물도 있어요. 우크라이나의 전통 집이 하다예요. 지금은 박물 관에서 밖에 볼 수 없어요. 하다를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안에 있는 현관이에요. 모든 우크라이나 하다에 큰부도막이 있었어요. 우크라이나 하다에 침대가 없지만 밤에 자는 것은 부뚜막과 벽 사이에서 있었어요. 그리고 부뚜막 위에도 잘 수 있었어요. 매일 부뚜막 근처에서 부엌일을 했어요. 부뚜막 맞은편으로 부엌 장장을 볼 수 있었어요. 반대편에는 주요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방의 한 부분이 있었어요. 거기에 성산이 걸려 있었어요. 그리고 가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주요한 손님이 거기에 앉았어요. 식탁 앞에 있는 긴 의자가 움직이면 안 됐어요. 거기에 산차가 있었어요. 그것은 옷장처럼 사용했어요. 우리 근처 할머니가 이런 하다에서 사셨어요.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는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대 도시예요. 경제와 전지 중심지이고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아와요. 그래서 키예브는 늘 복잡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에요. 키예브가 아름다운 경치와 오래된 건축물로 유명해요. 시술이 많아서 좋아요. 아또 키예브에 다양한 주거 환경이 있어요. 이것은 소련 때 지은 크루쇼카예요. 이런 오래되고 싼 아파트가 키예브에 아직 많나요? 그런데 화려한 아파트도 있어요. 저는 기업에서 오래되고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제일 좋아해요. 옛날 건물을 구경할 때 사진을 찍고 역사를 배워요. 20세기의 저의 기업부가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 상볼로디미 대상단 m o 의 조각상 예쁜 베이사지나 레이아 마이단 내잘레즈노스티가 유명한 곳이에요. 아독. 첫 번째, 기베에 있는 지하철역 아르세날라가 세계에서 가장 깊어요. 105m예요. 두 번째, 세계에서 큰 수도원 여섯 곳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세 곳이 있어요. 이곳은 기이프체스크 라브라예요. 세 번째, 세계에서 가장 긴 전기로 가는 버스 길이 얄타에서 심페로폴까지 96km예요. 네 번째, 우크라이나 수도의 시내 중심에 있는 크리샤틱이라는 거리가 가장 짧아요. 전 225m예요. 다섯 번째,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한법을 만든 사람이 필립 월릭이에요. 그는 1710년에 만들었어요. 여러분, 이연사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